Two letters.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노래를 이 노래를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했거든요. 그래서 더블 S 나온 적은한 번 있었어요. 근데 그거 찍은 적은 없거든요. 그래도 오늘 S 나왔으니까 약간 유튜브 각? <laughs>